text me Oh yeah, oh yeah, oh yeah. 아야, 아야 You ever picture 내 머리만 두고 싶어 Oh babe Come be my teacher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You want you to listen my mind baby 나는 더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ing me a boy slow Oh my my my Oh my my my I've been waiting all my life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Oh my my my Oh my my my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알게 된 이후야 어. 내 삶은 온통 너야 야.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우야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어. 짠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해줬던 그말결라 이제 여기 나온 오빠 난내눈로날 맞추고 싶어 Yeah you m a k e me a boy with love Oh my my my Oh my my my You got me high so fast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Oh my my my Oh my my my You got me fly so fas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Then a boy is, then a boy is love Love is nothing stronger Then a boy is, then a boy is love 쭉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대로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칼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I want something stronger Got a moment, got a moment, love Love is nothing stronger Than a boy with, than a boy with love